진짜 새까맣지 어, 않냐? 아, 진짜 완전 미니미야 아딱그 알지 아 일부러 정해놨구나? 어 똑똑한 거 이렇게 신선 분명히 해야 된다 <laughs> 우리 갑자기 왜 약간 콘서트 장소에 쫓겨나는 모양이야. 아 진짜 웃겨. 네, 갑자기 강치 누리다. 강치. 말고 여기 무지개 무지개 진짜 대박인데? 센데없는자 다음 어 뭐야? 아 이거 알아 잘때 어, 하는데 이게 진짜 맞아. 진짜 유명한데? 어, 이거 <laughs> 아. <laughs> 어 좋아 감사합니다 와너 유튜버 할 때 딱이네 라이브 방송 할때 뒤에 배경에 그 음악 하시니까 힙하게 하시라 웃기다 우리 어, 어? 없어? 나도 다스타프 한번 두개 튕겼는데 아 웃겨 이번 여전 년도 돈으로 해볼까? 돈? 돈? 돈돈한 번도 었으니까 진짜 알았어 그럼 귀엽다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아라 아. Oh.